좋아요와 구독 이거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양말 좀 챙기고 갈게요 <laughs> 아 구루카 다시 주웠어야 됐는데 그런가? <laughs> 구워지고 있는 어떡하지?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<laughs> 제가 놀랐을까 내가 놀랐을까 제가 놀랐을까? 내가 놀랐을까? 서로 깜짝 놀랐 거기 못 봤나? 그럼 올라가는데? 납치당했다 거기? <laughs> 얘왜 안 죽어? FP 피 없지 않아? <laughs> 아 진짜 너 왜 그러는데 나한테 거기에서 리우의 사수님 뱅글 감사합니다 큰 공로 오늘 많이 갔으니까 엄청 웃기네 <laughs> 죽여서 미안해요 대성 통곡을 저것도 재밌겠다 <laughs>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삼창고 가는 건가요? 네 저는 막 살인하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요? 막, 죽이는 거 잘 못해서 아 그럼 배가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이게 밑밥을 깔아놔야지 울기 쉽다고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아좀 조용히 봐 씨. 네. 어떻게 죽여버렸어. 아이. 네. 아이고 어떡해. 그쵸. 인질 설풍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, 나 이거 못하겠다. 대리님, <laughs> 아, 설풍님 팬 1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. 아주 <laughs> 배나 배나. 사부님 앞에 있다. 죽으면 안 돼. 어떡해. 엄마, 뭐야? 나 어디 어요얘 죽여야지. 언니 브리핑해.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아이고. 나 살려 살려 살려 살려. 살려 살려. 뭘 살리, 뭘 살리라는 거 아, 이게 뭐야. 아니, 브리핑도 안 하고 자꾸 무조건 살리라고 하면 어떡하냐. 아, 맞아 죽었어. 담... 아니, 총 있는 줄 알았어. 너무 놀래서. <laughs> 이게 뭐야.